마스터볼이란 어떤 포켓몬이든 잡을 수 있지만 빗나갈 수도 있으며 잡는다 해도 그 포켓몬이 자신의 말을 꼭 듣지는 않는 이견 볼 그런 건 필요 없다 외계인이든 창조신의 본신이든 인공적으로 만든 존재든 모두 100% 잡을 수 있고 잡았을 경우 명령을 확실히 따르게 만드는 엄청난 치트다